엄마 이거부터 해줘? 맛있어 글기 라떼는 뭐예거 긁으면 유신이 좋아 내가 요즘 내가 요즘에 카메라 바뀌었던 우유제 먹다가 다시 내 그린티로 돌아가 어 여기에 짠 있어 아, 맛있어 맞아 저는 수지 밴드를 네.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하는 걸로 많죠 그 안에도 밴드 있는 연희도 밴드 있어요 연희도 밴드 있어요? 아프지 어 뭐야 같은 생각에서 둘이 아프지 말라는 의미인가? 오늘 돈 벌려고 이게 뭐예요? 충전 케이블 아 오즈골드 색오 대박 넥스트 웨이브 포토몬이 다 랩들을 주셨어요. 이제 진짜 안 아플게요. 난 두 개. 나는 바나나만 먹었어. 내가 우리 다음 주 가면 돼. 기대되죠? 오늘 더쇼 내스트 있고 어요 거긴 갔나봐. 일주 어때요? 일단 그 영상이 없으니까. 아, 근데 음악 풍경. 신곡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신곡에 대해서 뭐, 뭐, 뭐, 뭐,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에 집시가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15세기경 프랑스인은 집시를 보헤미안이라고 불렀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회의 관습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예술가 등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너무 애교스럽게 물어버렸어. 저는 이니야 너가 완전. 빨리 되니까. 좋은 거 여름 노래 나 겨워서 여름 노래 아 여름 노래 완전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작곡가가 바뀌어가지고 내 네. 음악 느낌이 다를 거예요 내 스타일 음, 그건 확실히 다르 그쵸 그쵸 그 느낌이 다르고 확실히 좀 중독성 있는 이러면서 그래 아, 어, 진짜 오랜만에 맞아 그냥 친구들 나 무용한데 무용하는 거 짧게. 아, 이거 몸이 안 좋아 보여서. 뭐 오늘 실밥딱 뽑았어.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늘 괜찮지. 시간 되면은 와줘. 시간 되면 와줘. <laughs> 신청 받으면 어색해,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그린티 시간 되면 일요일 날 오세요 여러분 아, 왜냐면 나 혼자 싸늘할까봐 아, 무서워 막 그거 막 다들 막 어, 우리 누구 우리 누구 막 이러면서 아, <laughs> 말라면 봐야 돼 저희 티키스 방송 오빠 대 오빠 글싸 내 18일날 팡팡으로서 사장님 사장한테 들킨 것 같아 진짜? 정신없이 치고 있어 사 사진 막 어. 올리고 있어. 아 진짜? 아 네, 옛날 사진까지 찾아서 올렸던데. 아니 원래 보관하고 이 노래 들어야죠. 아 울었어. 스타일 명곡이 들어스 명이. 어 봐야겠다. 네, 어. 역시 여신들이 무대를 네.